나 캣닙이랑 먹어봐야지. 음. 나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? 음 너무 맛있어. 언니 나도 깻잎. 나도 깻잎, 깻잎, 깻잎.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스러지냐 음 깻잎도 먹을 줄 아네요 꼭지까지 그냥 다 먹어버리네 음, 음, 음. 음. 깻잎이랑 먹는 게 맛있다 아, 깻잎이랑 먹는 게 맛있어? 향이 향이 향이 너무 좋아 나도 깻잎 한번 진짜 맛있다 어 맞네 말리랑 쑤다가 지금 쌈을 음. 똑같이 싸고 있어요 깻잎이 진짜 맛있어 약간 이 당면에다가 고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부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삼합처럼 맛있겠다 아, 너무 맛있겠다 야 근데 맛은 있겠다 시켜놔야 돼 뜨거 뜨거 네 <laughs> 저기에 지금 뼈 바르는 거예요? 고기? 샐러드 좀만 더 주세요 어머, 되나요? 설마 들어간다고? 말리 되나요? 어! 어머, 어머, 어머, 말리! 내가 뭘 본겨? 들어갔어. 야, 진짜 대박이다. 아, 미쳤네. 대박. 아니, 그게, 대박이다. 아니, 이게 입이 들어가는 게 신기해. 그러니까. 와, 아, 아, 들어갔다. 진짜 국자로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저 약간 예, 눈으로 의심했어 예. 나 아니 말리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삽으로 먹어야 돼요. 기대하게 되니까. 어. 어, 또 국자 들어가나요? 에반데요, 지금. 에반데? 어? 에반데? <laughs> 아니 지금 아, 안 돼, 에바 안 돼.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이게 승부욕이 있을 수 어. 있어요. 어, 어, 과연 에버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네. 안 돼. 아 밀어 밀어 넣기 아 밀어 넣기 어머 어머 다 들어가는데 오,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좀 남았어 어머 그래도 조절이다 아, 아, 대단하다 오, 오, 오, 오 성공 성공 대박 와, 와 감사합니다. 우동사리가 지금 뼈찜에 나왔습니다. 어. 아 우동면 살아있네 살아있어. 와. 진짜 면이 봐요 윤기가 나요. 음. 고기 육수에 촉촉하게 먹어먹어가지고 우동면에 양념이 쏙 뱄어. 오. 색깔이 변했어요 우동이. 우동이 옷을 입었네. 네. 야 진짜 아. 맛있겠다 저거. 저 면 맛있겠다 진짜. 어, 약간 볶음 우동 같은 맛일 것 같아. 면치 없었어. 시이야 와, 어, 와 어, 진짜 깔끔하다. 가져가야 아니야, 가져가도 돼요. 나이스. 오, 오, 오, 오, 쭉 어, 들어간다, 쭉쭉 들어가. 어? 목에 핏줄이 지금 튀어나올 정도로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에바 또 따라한다. 네, 면치기예요. 면치기, 면치기. 면치기. 면치기. 그러니까 에바가 면치기 못한다고 했었거든 에바가 사실. 과연 아, 안 된대. 아, 안 된, 안 된. 어? 어? 안 된, 안 되는구나. 어, 안 되는구나. 안 되는구나. 안 되는구나. 어? 어? 성공했어. 오늘 배우고 간다, 그래도. 어? 맛있겠다. 음. 깔끔했는데? 끔하네 연지이 음. 잘하네. 아, 우동은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. 이 국물이. 맵기도 하는데 달콤한 맛이 있어. 응, 그러니까.